뭐지? 어디죠? 어디죠? (2020년 12월 11일) 여행 50탄 드디어 50탄까지 습니다 5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.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여러분들 일단 다 쌩까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쳐온 그 건물들은 나가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나서 기운 없는 곳은 패스패스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계십니까?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와. 와, 엄청 세다. 엄청 세다. 어? 혹시 여성분이십니까? 하지 마세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야? 어있어 자 여러분들 소리 한번 봐, 봐주세요 어,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 지금 누가 저, 제 다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핑퐁 기막이 죄송합니다. 아, 조금만 들고 어 나갈게요. 아, 그만 누르시고요. 잠깐만요. 와. 아, 아 잠깐만요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. 죄송합니다. 와, 와, 와. 죄송합니다. 아. 아. 아. 와. 아. 아. 아. 와, 잠깐. 아. 어? 어? 아, 안 되겠다. 여기 잠깐만. 아, 뭐야? 내 모자 어디 어 아, 내 모자 어디 어 아. 와. 진짜 댕세다.